젤리 네. 비이 어디 갔어? 어디 간지 알아? 아까부터 안 보이던데 비이 어딨어? 우와! 이 안에 있음 투명량이 되는 건가?